이 코로나를 이렇게 그린다고요? 와, 이 정도는 팔수는 뭐 된던데? 물러 꺼라. 어때? 죽은 거 같아? 근데 그림도 핀다고 어떻게 코로나가 사라져요? 그게 그림의 힘이야. 저 들어갈까요? 네. 누구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해강쌤이야. 해강쌤? 어, 내가 해강쌤이고 넌 누구야? 이름이 뭐야? 유주원이요. 저요, 정소이요. 김민찬이요. 연준모 언니가. 쌤은 화가야,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림? 그림이요? 화가 만나본 적 있어? 아니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 옛날 때 만나봤어요. 그림 자신 있는데 너 자신 있어? 네 그런데 더 자신 있는 건 달리기예요 아 진짜 달리기 좋아해? 내 네, 친구 중에서 음. 제일 빠른 게 나예요 그래서 언제는 어떤 친구가 나보고 달리기 대망이라고 어, 별명도 붙여줬어요 어주환이가 엄청 빠른 가 보네 네 어, 친구들이랑 달리러 놀았는데 요즘은 친구들 잘 못 만나잖아 그치? 마스크 끼고 나가긴 하는데 단점이 막 뛰면 더우니까 마스크 안에서 아... 끼셔가지고 두부 안녕 그래서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음 집에서 그냥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도 좀 하고 나서 좀 심심해졌으면 엄마랑 종이접기 해요 종이접기 잘해? 종이접기 잘하긴 하는데 팽이 막 그런 건 잘 못 접어서 어. 유튜브로 검색해서 네모 아저씨 보고 접어요 게임도 하고. 게임? 네. 집에서 두부랑 같이 막 놀거나 아니면 아... TV 보거나 이런 식으로. 두부 있어서 되게 심심하겠다? 그렇긴 한데 맨날 잠자요. 음. 우리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코로나 알아? 코로나? 음. 네. 음. 코로나가 뭐야? 코로나 파티냐가 나오는 거요. 코로나 바이러스요. 그거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 온도가 높아지는 거. 뉴스에서 음. 보면 어막 막 수술하고 막 이러던데. 그래서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좋아하는 달리기도 잘 못하고 그런 거잖아. 난 코로나 안 무서운데? 코로나 안 무서워? 마스크 쓰면 끝인데 그냥 코로나는? 근데 우리가 코로나에 물리쳐야 돼. 왜냐면 코로나에 물리쳐야 유치원에 다시 나가 친구들이랑 놀고.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못 잘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해주면 눈에 보이게 만들어 볼게. 내 코로나를 그린다고요? 근데 그림 그린다고 어떻게 코로나가 사라져요? 그게 그림의 힘이야. 알겠지 민찬아? 넌 화가가 꿈이잖아. 네. 그림으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 자, 내가 그림 그리는 걸 보여줄게. 짜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이제 코로나를 한번 그려보자. 이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을까? 동그라미는 그냥 좀 쪽가게 됐는데 오각형 모양 닭같이 부리처럼 뭐가 달려있을 것 같아요 뾰족하게 해같이? 해? 동그라미 한번 그려봐요. 동그라미? 네. 알았어.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게. 아 이제 여기 해가지 삐죽삐죽 이렇게. 삐죽삐죽? 동그라미 삐죽삐죽? 이렇게 삐죽삐죽 되는 거야? 네네네. 네, 네, 네. 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 어 무서운 얼굴 좀 그려주세요. 응? 나 <laughs> 아무도 없데 알았어 알았어 한번 무섭게 그려볼게. 이빨도 뾰족뾰족. 어, 괜찮아요. 너무 무서워도 돼요. 그럼 더좋아 팔이랑 다리도 한번 그려봐요. 팔? 팔, 다리 두 개씩? 사람처럼? 발은 두 개, 또는 손은 네 개. 이렇게? 네네네. 네, 네. 어, 네, 아. 딱 좋아요. 발은 알았어. 진짜 크기요 알았어, 그래야 무서우니까 이, 이만큼 하게 하자. 이만큼. 어때? 크지? 좀 작은 것 같기도 한데? 아, 이, 이 발이 작아? 어 그래 좋아 조, 조금 더 크게 쌤이 한 번 해볼게 우왕 어때? 어 좋아요 좋아? 이 마음에 들어? 네 이쪽 발도 커야겠네 이쪽 발도 커 아니면 작아? 음, 작아요 이쪽 발은 작아? 네 엄청 작아요 아 엄청 작아 알았어 그럼 요만하게 어때? 어네딱 아. 좋아요 혹시 어몽가스 아세요? 어몽가스 어몽가스? 잠깐만요 어 알았어 어. 아! 그랬어요 어 뭔데? 가보자 음. 어, 오너 좀 그림 좀 잘 그린다? 이렇게 어때? 어, 어, 어 네, 딱 좋아요 딱 좋아?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어. 뭐 유리창을 못 그... 뭐 보여요? 유리창을 잘 보세요 유리창 유리창 이렇게 내가 그렸어 어 그렇게 어. 어 이게 진짜 어몽어스 같아 보여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쨌든 그러면 이, 렇게 되는 거야? 이게 완성이야? 네 주한이가 생각한 코로나야? 어, 네, 아. 딱 좋아요. 네모나거나 세모날 것 같아요. 약간 좀 뭔가 뾰족뾰족 그런 뾰족뾰족? 쪽으 네. 세모가 이렇게 뾰족하게. 세모. 네. 세모. 이렇게 있는 건 어때? 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닭같이 불, 아? 불이, 불이처럼 뭐가 달려있을 것 같아요. 뾰족한. 아, 그래? 눈은 거기 뾰족한 그런 거 안에다가 아, 그려져 어, 있어요. 여기 네, 그쯤쯤. 네. 네, 약간 좀 그리고 꼬리가 달려있을 것 같아. 당나귀 꼬리? <laughs> 당나귀 꼬리? 알았어. 당나귀 꼬리를 한번 달아주자. 네. 어때? 얘가 새처럼 생겼으니까 우리 날개 같은 거 하나 달아볼까? 약간 이렇게 물 같은 느낌의 오, 얘가 좀 그럴싸한데요? 눈은 약간 뾰족하고 무서워 보일 것 같아요. 위로 뾰족해? 아래로 뾰족해? 아래로. 아래로? 알았어. 아니 위로 뾰족해요 아 위로 뾰족해 이거 아니야? 네 알았어 위로 뾰족하게 코는 약간 엄청 뾰족하게 생겼을 것 같아 당근같이 당근? 홍다리는 없어 우와 잘 그렸다 잘 그려? 얼굴에 주름 잔뜩 있을 것 같아요 주름 잔뜩? 할머니 오케이 마귀의 할멈 같은 주름이구나 그러면 그치? <laughs> 너무 못생겼어요 자 주름 한가득 그려줬어 어때? 화가도 이렇게 잘 그려요? 아니 아니 화가 중에서 좀 잘 그리는 사람이라서 지금 민찬이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진짜 지금 잘 그립니다 근데 못생겨야 되잖아 이 코로나가 응그렇게 하면 손가락은 엄청 뾰족하게 손가락 엄청 뾰족하게? 언제든지 사람들 공격할 수 있게 귀신처럼 음... 바로 그냥 치마만 해주세요 하얀색 치마 치마? 네 알았어 치마 그냥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심한 같은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화면에 붕붕 떠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귀신 같은 느낌이네. 다른 뼈다귀와 한쪽은 그냥 발로. 사람 발? 아 한쪽은 사람 발로? 좋은데 민찬이 상상력이 좋은데 아주? 짜잔 이 코로나야. 어때? 민찬이가 생각한 모습이야? 못생겼다. 어 못생겼네. 와 근데 진짜 코로나 진짜 못생겼다. 아 이거 진짜 코로나처럼 생겼어? 네. 어 근데 보스몹 이렇게 생기면 너무 약하지 않아? 약하긴 한데 약간 약간 이거는 좀 뭐랄까 레벨 3쯤에 물리치는 음. <laughs> 되게 약간 약한 그 병사 같은 느낌이잖아 네. 아, 레벨 100이 좋은데? 여기 한쪽에 로봇눈 하나랑 그 위에 이마에는 사람 눈 여기 그, 그 로봇 눈 오케이 그럼 로봇 눈이 두 개가 있고 사람 눈이 이마에 있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계 같은 느낌으로 이러면 한 레벨 20 정도는 되고 이겠다? 네. 어, 준모 상상력이 아주 좋은데? 네. 이쪽 이마에 이 사람 눈? 네. 와 근데 진짜 로고는 진짜 너무 같다. 좋았어. 정면을 쳐다보고 있죠. 왜냐면 무섭게 보스 몹이잖아. 네. 어, 내 생각엔 이건 레벨 한 25 정도 돼 보이는데? 이러네아 팔에 팔을 그려서 한쪽이 칼을 어. 잡는 거. 좋아. 한쪽이 칼을 잡고 있죠. 칼을 그 옛날 칼처럼 만들어주자. 어 이렇게 신. 와. 어때? 오. 한판또 그려서 이번에는 총을 그린다. 이쪽은 총을 그려? 네. 이쪽. 알았 칼이 그려. 좋아. 총을 한번 그려보자. 총이 와, 이 정도는 80이 됐는데? 그렇지, 이 정도면 8 0이 됐다. 그 다음 방어복을, 그 머리만 쓴 거. 아, 머리에 보호, 보호구를 썼어? 네. 모자 어떻게 썼나? 아직 이름 안 썼는데? 이름은 우리 코로나가 이름이 있으니까. 코로모 좋아, 코로모 빨리 보여줘 봐 네.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모자는. 봐봐, 쌤 잘 안 보여. 오, 그림 잘 그리는데. 호르몬은 요렇게 89 아니면 88정것 같은데 레벨이 88 그래 그 정도 됐을 것 같다 예. 얘 너무 강해서 우리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얘를 해치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치려면 그냥 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 물로 공격하면 죽는다고? 막 그 미세먼지가 안 좋을 때 막 비가 오고 나면 막 음. 밝아지잖아요 그러지 그러지 그러면은 비가 이렇게 내리는 거야 이렇게 피가 이렇게 으아 어때? 죽은 것 같아? 아 네, 네네 자이 코로나 이 친구는 떠다니는 녀석이야 그럼 누가 총 쏘는 거야? 대포? 대포 좋아 어디 한번 대포를 쏴볼까? 민찬이 귀여운 요 머리 눈썹은 어. 약간 환하게 해주세요 아 알았어 환한 환한 눈썹 그치 코로나 물리쳐야 되니까 이렇게 선량한 눈썹이면 안 되지 <laughs> 대포가 이렇게 생겼어 총으로는 이렇게 큰 코로나를 물리칠 수 없어 딴 사람은 기관총으 쏘는 거예요 기관총 쏘는 걸로? 쌤이 등장할까? 네자 어때? 기관총 쏘는 쌤 옆에서 그렸어 넣었어? 물러거라 하고 있어 정말 뭐 하네 그 약점이 있는데 박수를 뭐? 이렇게 들은 다음 어? 사람 눈 가운데 정확하게 맞추면 한바코시예요. 아, 이 눈가운데 정확히 맞추면? 좋아, 그러면은 이거 바주카 표야, 거야. 눈... 그래서 얘로 팡! 쏠 거야. 네. 빵! 으악! 재밌... 빵! 으악! 어때? 이렇게 코로나가 죽는 모습을 보니까? 우와, 속 시원해요. <laughs> 소희는 코로나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좀 네. 어떤 점이 무서울 것 같아? 일단은 그 해적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그치 그치 그 약간 좀 걸리면 어. 좀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좀 무서워서 그러면 네. 소희야 이거 어때? 약이 살짝 보이는 거야 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 살짝 포스터에 숨어 있는 거지 네, 오, 어때? 괜찮은 것 어, 같아. 그래서 여기 약병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약병을 하나 딱 이렇게 넣고 약이 이렇게 한 방울 떨어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는 거야 어때 이거 쌤이야 안경김 <laughs> 안경에 김설해야 돼 오. 괜찮아? 닮았어 서희도 <laughs> 한번 그려볼까? 이게 머리가 이렇게 딱 묶은 거야?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똥 이렇게 똥같이 있어? 똥이야. 이건 소희 두부 두부를 들고 있는 걸로 하자 두부야 얼굴 보자 두부 어때? 어 두부요? 어 이뻐요 이쁘지? 두부 그렸어 야옹 야옹 포스터처럼 코로나 써주라 코로나 아웃 그래서 이렇게 포스터를 하나 만들었어 우리가 오 약간 좀 멋있다 <laughs> 멋있어? 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물리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봤잖아 네. 코로나 사라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외에만이 이제 가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실컷 놀고 싶어요. 제일 먼저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것 같아요. 아, 안 되겠다. 쌤이 끝내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한 개만 여기다가 그려줄게. 네. 이 네, 아이스크림을 요런 오. 이렇 우리 코로나를 한번 물리칠 수 있게 코로나한테 한마디 해주라. 코로나, 넌 곧 있으면 죽을 거야. 너좀 사라지면 안 되겠니? 다신 이렇게 살지 말렴. 멍청이야, 빨리 사라졌다